드디어 브라질은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겨울이죠 뭐 거의 영화로 떨어지죠 여기는 지금 37도 체감온도 거의 40도야 진짜 사실 말도 안 되게 더워요 자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에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박싱이라고 해야 되나 2018년도에 12월 달에 어 이거 4분기 벤칠라도 아예 비히 디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개봉합니다 제가 이거를 받았는데 2년 만에 이걸 뜯었네요 그 전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뜯을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드디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 생각만 해도 시원하다 지금 자, 자 보이시나요? 박스 보면 여기 무이또 플러스야 벤토뭐 무이또 벤토 바람이 뭐 강한 거겠죠 그라데 세구라 이거 이제 보호해주는 거 쇠구랑 이렇게 보호해주는 게 많이 있죠 이걸 그라데 그리고 여기 뭐야 시엔시오소 시엔시오소 뭐야 여기 잠자는 표시 있어 ZZZ 세개 잘 때 조용하겠지 자 그리고 바이 바이쇼 콘스모지 뭐야 엔, 에너지야 바이쇼 에너지가 뭐 낮게 나온다는 거겠죠 뭐 포르투게시를 내가 잘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그림만 봐도 알잖아 우리가 꽈리다지 이, 뭐, 이코, 이코노미야 어. 벤에스타 뭐, 아무튼 다 좋은 거 같아 이거 1년 동안 1년 동안 AS 해주는 것 같은데 벌써 2018년도에 받은 거라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나면 AS를 못 받습니다 <laughs>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칠라도 자, 선풍기요 선풍기 벤칠라도가 포르투기시로 선풍기 40cm예요 이게 크기가 40cm인 것 같아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여기 이제 만드는 방법이 여기 나 있어요 이거 뭐 이런 거안에도 알잖아 우리 거뭐 포르투게시로 돼 있는데 헷갈려도 이 그림만 봐도 알고 아니 그냥 봐도 알잖아요. 어우 이 진짜 무이또 그란지네. 오커커커 40cm. 자 구성품은 그 이렇게 앞면 같아요. 이건 뒤쪽 같고. 이거 한국에서도 이런 뭐 소품이 조립해봤잖아 우리. 자뭐 다 조립돼 있네. 뭐가 뭐, 뭐 어려울 거 없겠구만 응? 뭐야 네, 사용 설명서 여기 안에도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그냥 껴주기만 하면 되겠네 너무 쉬워 아니 나는 사실 이거 조립 어떻게 하나 오래 걸리겠다 이런 걱정했거든 근데 뭐 자 자, 바닥 끝.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끼워야 되겠는데? 비워도 땀이 나 비워도 땀이 나그 다음에 이거 빼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빼주고 이거를 딱 잡는 게 위에 있잖아 여기 위로 가는 거야 이게 밑으로 가면 안 되지 딱 소리가 나야 돼요 풀어주고 딱 그렇지 그리고 딱 그렇지 네 곳에 딱딱 됐네 딱딱 자 그리고 자 중요한 벤츠라드의 바람을 활용하는 여기 보면 요 사이랑 여기 사이랑 맞아야 돼 소, 소울따소울따가 잠기는 거예요? 소울따소울따 아니야? 그러면, 앞에 따. 앞에 따. 앞에 따가 맞는 것 같아. 됐어. 자, 마지막으로, 자, 브랜드. 협찬 아닙니다. 협찬 아니고, 2019년 넘어갈 때 한인회에서 한국인들 이제 한인회 모임을 했었는데 한인회 마음에서 행운권 추첨으로 받은 거예요 이거를 아참 감사하게 이제 사용할 수 좀 약한 느낌이야 딱 소리 났어요 딱, 딱 딱, 딱 됐어 자 이제 꽂아보면 되지 왜안 될까? 3단부터 오 돌아간다 오 바람 강해 어. 이거지 잠깐 멈춰 으, 너무 시원해 아 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브라질 라이프 선풍기 조립하는 거를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 자 복잡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밖에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너무 간단해 너무 아 브라질 라이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더워서 미쳐가나봐 아 너무 더워 자 감사합니다 안녕 어... 대표 거 촛불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잠시만요. 자주 이렇게 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